여기는 음. i this a nose? Yeah. Flower. This is a flower. Oh, flower.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쿠니입니다 저는 지금 더위를 피해서 카페에 가는 중이에요 오늘 런던이 39도거든요 힙웨이브라고 <laughs> 해서 그래서 지금 시원한 카페로 피난을 피서 피서를 가는 중입니다 이거 요즘 저희 완전 최애 음료예요. 페리 브롬튼스 런던 아이스티. 엄청 안 달고 은은한 맛의 아이스티라서 좋아해요. 음. 음. Din când ce crezi că am de la comunicație, la un acest lucru? 드디어 비가 와요